저의 최애 장소로 가는 중입니다. 나는 13가의 코리안 맨인 뉴욕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마라 alright 이 노래의 주인공은 bye 이제 내가 가사 쓰지 아아를 마시며 일기장에 쓴 노래만 노래방에서 나직 거짓말 거지같이 살아 요즘 나 누가 예술을 배우나 내 글씨 난 빠진 온천파 애내 글기파 그녀는 가끔 채식주의자 냄새와 맛을 잃은 요리사처럼 슬픈 이야기가 있을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